你叫什么名字? 너 뭐라고 불러?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사육한다 사육한다 그러는데 나는 자꾸 뭔가 맛있는 걸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아니 이것도 맛있지만 어 짜장면도 맛있지만 탕수육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지만 과일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지만 이것도 맛있으니까 막 이것도 주고 싶고 또 아이스크림도 주고 싶고 그런 거지 자꾸 뭔가 이렇게 계속 먹, 계속 막 잘 먹었으면 좋겠어 맛있는 걸 맛있게 우리 집은 맞아 우리 집은 약간 코스 요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코스 요리로 느긋하게 한 3시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어, 3시간도 아니다. 거의 하루 종일 먹는 생각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 계속 코스 요리가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집 이제 현관문을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코스 요리가 계속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 집 오래 있으면 큰일 나요. 우리 집 오래 있으면 살 많이 쪄. 나 오늘 호박 스프 만들었다? 요즘에 테이블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거 보세요. 이거 나 이거 이거 며칠 전에 도착했어요. 며칠 전에 도착했어. 네. 스타오브 저번에 가서 쇼핑한 거 있잖아요. 그거 도착하고 채팅이 없어졌네. 그거 도착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밥 해 먹은 거다. 이 정도면 그럴싸한 밥상 아닙니까? 오늘 점심에 브런치 저 저 빵 남겨서 아까 전에 일어나서 또 먹는데 대도님이 내가 막 주워 먹으니까 안 돼 이거 먹지마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저 다 먹고 저녁에 일어나서 또 저거 빵 찍어 먹겠다고 막 찍어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아직도 먹고 싶다 이게 호박을 내가 많이 돌려서 그런지 숟가락으로 싹 긁으면 호박이 바로 이렇게 막 긁어 나와가지고 어 진짜 짱짱 맛있었어요. 단호박 스프, 단호박은 저렇게 먹는 게 난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단호박 스프. 맛있습니다. 오늘 이 영상 찍다가 캠코더로 하, 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찍었어요. 찍다가 실패했어. 단호박 영상은 나중에 다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